물품들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먼저 수제로 만든 것들 요거 이거 시에르 펜스 기사목각형 열쇠고리인데요. 운동 연습템 이거 달고 드는 선생님들이 어, 똑똑하다고 <laughs> 좀 충전도 해주시고요그 네. 다음에 물품을 볼게요. 어, 포항이 되게 귀죠 물뱀인가? 어쨌든 되게 귀엽고요.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. 이거 자투리천에 이용한 거예요.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수자가 아닌 포핑쿠킹 같은 건데 요게 포킹포킹 그 포킹쿠킹 <laughs> 같은 게 아니라 포킹쿠킹이고요. 요거 타코야키 만드는 거예요. 맛있겠죠? 요게 가장 좋을 듯. 그 다음 8개구나. 이렇게인데 전부 다 파트니까 뭐 받으시고 분량이 나오는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. 이렇게 푸짐합니다. 제가 지금 구독자 10명이잖아요. 10명이면 좀 적은, 많이 적죠. 그래도 거기에 감사하기 위해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개를 준비했습니다. 구독자가 4, 붙더라도 한 명씩 한 명씩 차근차근 늘어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고요. 이 이벤트에 참가하는 방법은 유튜브 재배포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저의 채널 혹은 이 영상을 홍보해 주시면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다가 이 영상 공유해도 좋고요. 그리고 무조건 홍보지를두줄 이상 써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카페에다가도 되고요. 인스타그램 되고 그리고 어, 트위터 되고 페이스북 되고 다 됩니다. 그리고 홍보 영상 직접 찍으셔도 되는데 그건 3분 이상이어야 돼요. 그리고 설명 댓글에 홍보글 두 줄 이상 그렇게 하고 그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더 자세한 양식은 설명에다 남겨놓을게요.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은